응? 어? <laughs> 그거 양말 벗겨주는 거? 그... 귀여워 코코 반대쪽은 그... 떨어졌어 오! 왜 그렇게 싸우세? 떨어졌어 코코 됐지? 응. 음.